앉아. 앉지 앉아. 치즈야, 하이터치. 다시 하이터치. <laughs> 하나, 하이로, 하이로, 고! 날아올라! 하이 저번에 죄송한데 하이처럼 물 마셔. 헷갈리지 말고. 좀 이따 수영 한번 더 해라, 너는. 했으니까 그니까. 치즈 너무 귀여워 터치 진짜 터치 잘한다니까 치즈 최근에 약간 물올라서 터치 치즈야 high touch. 다시 high touch. 다시 하이 터치 하이 터치 치즈 치즈 high touch. 똑바로 터치해봐요 두손 양손 터치 옳지 와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제 터치. 터치. <laughs> 잘 어울린다 얘들아. 너네 둘이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캐터 너무 비슷하